상품을 포장대로 이동해 주세요. 오징어 게임이잖아 오빠가 이게 내가 써야지 안 높여. 선생님 말해줘 그걸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걸 다 너의 몸을 설명 When i look in the mirror I'm not too hard to do I got the superstar glow sign So super love to my beat I like the more of you baby 이번에 성공하시면 상품에 200원씩 저 드신데. <laughs> 그거 맞 네, 좋게요. 세 문제만 맞추시면 성공입니다. 원래는 오늘 브이로그를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콘서트를 보다가 뭔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카메라를 켜고 싶어졌어요. 제가 지난주에는 정말 일도 계속 많이 했고 잠깐 짬을 내서 또 친구랑 이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거든요. 그리고 여행에서 다녀와서 또 바로 어제랑 오늘 일을 하고 왔고 그래서 저번 주가 진짜 바빴거든요. 근데 직장에서나 알바에서나 뭔가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자존감 떨어지는 일이 많아가지고 조금 무기력해지고 번아웃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. 오늘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보면서 되게 많이 힐링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다시 버틸 힘을 준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. 아무튼 저 오늘 이거 보면서 나초 먹었어요. 오늘은 얼마 전에 산 이 조말론 blackberry and cologne? 아니지 조말론 blackberry and bay를 뿌릴 거예요 이건 제가 제주도 면세점에서 샀는데 원래 시향해보고 사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향을 아예 다 막아버렸더라고요. 예전에 인스타 스토리로 향수 추천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추천해줬던 걸로 골랐어요. 완전히 제 취향은 아닌데 그래도 잔향이 좋아가지고 잘 쓸 것 같습니다. Thank you. 제가 예전에 친구 전시회 갔을 때 거기 있던 작품들 중에 이제 주소를 남기면 엽서를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남기고 왔었거든요. 엽서가 도착했는데 너무 예뻐요. 짠!